유장! 저지! 오, 오, oh my oh my. 오, 오 잘한다. 유장! 다 먹었어요? 여기 약간 그 롯데월드에 음. 저 롯, 롯데월드 아직 안 가봐서. 아, 아하. 해상 특급 음. 타는 그런 약간 장소 같아요. 아그 편의점에서 팬분들이 메론빵을 먹어보라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메론빵 있더라 우리나라 메론빵은 안에 메론 크림 있잖아 네. 근데 일본은 크림이 없어 그냥 소보로빵 같은 느낌 오. 메론빵 한국에 있는 메론빵인데 안에 메론 크림이 없는 빵 음. 여기 맛, 마실 나오신 아저씨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어, <laughs>